BTV 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아, 저희 집에서 1시간 떨어진 데까지 왜 왔냐면 오늘 치과 진료를 받을 건데요 제가 베트남에서 3년 만에 와서 이렇게 왔을 때 치과 진료를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병원 컨설팅하는 지인분께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턱관절까지 다 검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 건강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음, 이빨 되게 어렸을 때 건강하게 잘 유지했는데 커피를 좀 많이 마셔서 약간 걱정이 되네. 아무튼 들어가 볼까요? 여기에요. 굿모닝 치과라는 곳에 왔습니다. 여기가 잘하거든. 아...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이쪽으로. 아... 나도 일로 다니고. 어 그러면 진짜 믿을만하네. 네, 그래서 여기 소개시켜준 거예요. 그래서. 음, 네. 알겠습니다. 예, <laughs> 인트로 찍고 들어갈게요. 어, 예, 예. 어, 아, 아 저보러 나오신 거예요? 네. 예, 예. 아유 들어가 계세요.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야. <laughs> 간단하게 그 스크립트를 짜봤어요. 질문할 거리들 자, 들어갑니다. 오, 어, 전혀 낫지 않았는데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, 되게 동화, 동화시다. 그럼 아, 무섭지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쭉 펴시고요. 엉덩이, 허리 쭉 펴시고 턱 아주 베리면 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선량 CT가 도입된 방사선 안심치과입니다. A few minutes later. 임플란트 전문의가 계시는 아, 네. 그 치과에도 이렇게 의과처럼 전문의 과정들이 있고요. 네. 보통 10개 정도 네, 전문 과정이 있어요. 보안외과, 그리고 보철과, 임원 관련 치주과, 그다음에 소아 애기들을 다루는 소아치과, 교정치과 아, 이런 식으로 좀 여러 치과 여러 전문 영역이 있는데요. 네. 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구강외과라고 아... 네, 입안에 관련된 수술들을 하는 네. 과정들을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부터 아, 수련을 했고요. 네. 그 주로 이제 간단하게는 사랑니부터 아. 복잡하게는 네. 조난이도 임플란트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배우고 나왔습니다. 저는 치과 하면 치과 그과 하나인 줄 알았는데 네. 일본인들은 그렇게 알잖아요. 그죠, 예. 어, 예, 치과에도 예, 전문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. 네. 혹시 동네에서 혹시 못 씻는다고 하는 임플란트 같은 것들을 보통 대학병원에 많이 가게 되는데 네. 그 대학병원에서 보시는 사람이 네, 저입니다. 아 정말요? <laughs> 네. 아, 아, 아, 그렇구나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무도 앉으시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옛날에 빼었던 애가 이제 식빵 먹으면 시리긴 한데 되게 그건 보통 건강한 편인데 커피 좀 많이 마시거든요. 질문을 좀 있거든요. 그 정도? 그아서 이건 캐리어 쓰고 이건 세컨 몰드릴 네, 모르겠습니다. 있으니까 네. 일단은 턱스트레하고 레이저 치료드릴게요. 네. 어, 레이저요? 턱관절의 혈류량을 개선시키는 장치예요. 그 레이저하고 적외선하고 같이 나오는 장치예요. 아. 아, 이 벌리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 거죠. 그렇죠. 예, 좀 편해지게. 네. 속관절 네. 문제 있는 분들은 이렇게 네. 치료할 때 쓰는 장비, 물리치료하는 장비예요. 치료 시기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진짜 오길 잘한 듯. 아, 솔직히 좀 충격받았어요. 앞으로 더 진료를 자주 올 수 있게 한국에 올 때마다 해야 될 것 같아요. 외국에 산다는 게 그게 좀 불편하죠. 잘 받고 가겠습니다. 이따 봐요. 여러분 잘 갔다 왔습니다. 갔다 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<laughs> 왜 자기들은 유튜브 안 찍어주냐고 해서 여기 아, 잘 갔다 왔는데 으, 제가 이렇게 이빨이 많이 고장난 줄 몰랐어요. 가는 데마다 괜찮았어가지고 항상 별 문제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1년에 두 번씩은 검사를 다녀야겠어요. 아무튼 너무 다행이고 협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3일 뒤 이제 베트남에 돌아가면 유령 도시가 돼 있겠죠? <laughs> 그럼 다음 편은 유령 도시에서 살아남는 법으로 가겠습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타나.